동치미 살아있네 이건 내 앞접시 앞접시 줄까?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멈춰 와 미치다. 제일 매운 걸로 지 Mm-hmm. 아, 나 너무 힘들어. 음. 너무 매워. 스파이시? 핫앤 스파이시. 굿. 뭐? 핫앤 아. 스파이시. 음. 나 너무 매워.